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전도입니다 어, 오늘 여기 찾은 곳은 어, 철원에 있는 학저수지입니다 학저수지 아, 학저수지 분위기 좋네요 지금 한 6시에 배 띄었고요 수온이 한 20도입니다 아, 엄청 추워요 어젯밤에 여기서 사박을 했는데 밤에 추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강원도라 그런가 아마도 학지는 좀 가을 패턴이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가을 패턴 낚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티핑 타임이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오케이 오픈에서 찍었고 어? 뭐야 아, 블루비자 플라이트가 패치가 되어서 어, 발걸치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제가 좀 전에 한번 노즈를 해봤는데 어, 차원이 다른 속도가 나와요 거의 뭐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자 플라이트가 어 이거 이거 이렇게 그 오리발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와요 그래서 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엄청 훌륭합니다 속도감 아, 폭풍 노질이 가능해요 폭풍 노질이. 아 이거 뭐 가이드 안 달아도 되겠는데 와 가이드 달 필요가 없어 이거 봐 우와 장난 아닌데 어 일단 수온이 한 20도 정도고 지금 수심이 약간 2m권이네요 지금은 붙어있냐? 일단 아침이니까 탑으로 시작해 봅시다 피팅이 보이진 않는데 시끄럽게 시작해 보는 거죠 섭외 반응 안 하는 건가 그렇다면 커버로 들어가야지 뭐. 커버도 오! 피딩합니다 여기 여전히 피딩하네 저 자리는 이케이자 방금 탑에 피딩하는 걸 봤죠 저 자리에서 오. 안돼 여기서타으로 피딩했습니다 이상해 여기 베스들은 이런 걸 안 물어 아 오늘 낚시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좀 토스가 나와야 되는데 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왜 입질을 하려고 이렇게 입질을 하네? 또 얼마나 대단한 배수가 나오려고 이렇게 또 배간장을 놓기나 빨리빨리 나오지 넘카라도 나오려고 그러나 얼마나 배수가 나오려고 이렇게 또 차수가 안 나오지? 어우 무죠 입질 우와 아 짜치냐? 짜치 입질이었나? 와 후까지 가는 입질이었네 허입질 이건 다 오케이 우와, 뭐야? 아 옛날에 그거 또시아인가나? 후킹 못하는 거? 우와 미치겠네 샀나 봐질 입질 걸었습니다 입질 입질 우와 떨었습니다. 아으야 이쪽에서 입질하네. 어? 우와 빠졌어. 우와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 별수들이 딥에 있네. 딥에 있어 딥에. 아. 아이 손맛은 맞네 아, 짜증. 펌프 위로 올라오는 데랑 바꿔네 자, 첫 패스입니다. 아, 애기네, 애기. 첫 패스가. 아우, 첫 패스입니다. 첫 패스 학지. 으, 덩어리 한 마리 놓치고, 아, 요걸로 첫수를 하네요. 어, 지금 연안보다 디베 있습니다 디베 얘가 완전히 물이 추워져서 어, 배수가 차가워요 아우 어렵다 어려워 아, 물고 있네 딱 물고 있네 으. 야 오늘 이런 거 이만한 것만 잡는 거야 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베스 아까 내가 잡았던 애 같은데 아 아까도 걔 아니니? 아까 걔 같은데 아까 잡은 애가 똑같이 생겼어 아 아까 잡은 애 같아 어우 좋아 으, 두 번째 뵙습니다 아우 드롭박이네 드롭박 오케이 어 플라이트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 같아 어우 속도 한번 재볼까? 5 k g 6km. g 또5 k g 나온다고 보면 되네. 네, 12시입니다. 아, 이제 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힘드네요. 아, 새벽에는 춥더니, 낮에는 또 시원하긴 한데, 그다지 덥습니다. 아. 각지 큰 기대를 안고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았어요 아쉬운 조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정말 좋은 곳으로 가서 손맛을 봐야겠어요 아 연속 2주 힘든 낚시를 했더니 멘탈이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에이 그만 좋아 헬스가 어디 갔냐 와. 딱지 상 프로까지 왔는데 없네. 와.